내가 근데 우리 시대 문제가 나는 그냥 우리 얘는 앵무새야. 초반에 약간 이렇게 아웅다웅하들이 조금 진정하고 음, 이게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매일 보는 남편 안정적이잖아 되게 그때 막 아, 어우 그리고 그리고 저기가 착해졌어요